언니 나랑 특친하자 나 이미 너 특친인데? 아까 그거 올리지 않았어? 왜 그래? 나 이미 너 특친이야 주연 언니 트위터 있어요? 있다면 나랑 특친하자 <laughs> 어제 너 무섭게 말했더라 맞아 근데 그거 진짠데 아, 뭘또 진짜야 진짜야 나 요즘 그것도 들어 얘 우정 놀리기 맞들렸다 지금 나 요즘 그거 듣는다 뭘 들어? 잠시만 안 할게 뭘 들어? 야 도망간다 안녕히 계세요 알아들었나? 드드드 조심해야겠다 임다영 좀 좀 멈춰 무섭다 드드 스페이스 근데 그거를 구독해놓으면 무서워? 그치 거기서 우적 어 얼마나 많은 사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데 잘한다 어 무서워 내가 누군지 알려고 아 다영이 무서워 블락해달래 순전히 더 무섭대 왜? 아니 내가 보는 게 무섭나? 왜? 무슨 얘기를 하나봐? 무슨 이야기 하길래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야? 아니야 거기서는 막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<laughs> 다영이 대박이다 다영아 인장 뭐 인장이 뭐야? 자물쇠는 어떻게 잠궈? 기계를 돌립니다. 돌려도 이미 친구야. <gasps> 볼 수 있는 거 알지? <gasps> 아 무서워. 네프사는 네프사는 멤버 얼굴이야. 여기까지만 할게. <laughs> 와 대박이다 다들 갑자기 진짜 저 트위터 앱으로 갔나봐 갑자기 다들 댓글 속도가 느려졌어 잘고 보나보다